보시면요 파냐인드라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방콕 북부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말이면 부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골프장 중에 하나고요 방콕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높은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요 아주 희한한 직업 한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캐디들 보이시죠? 그런데 바로 옆에 자이 아가씨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아마 이 모습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히 캐디는 있는데 이 아가씨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외모가 상당히 이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실까요? 딱 보기에도 대학생급 외모로 보이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실 겁니다 보시기에도 뭔가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이 아가씨들의 직업은 골프 보조 도우미입니다 지금 골프 치는 사람이 있고요 옆에 캐디가 있죠 자그 옆에 탑승을 해서 같이 라운딩 출발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들은 행동도 자유롭습니다. 전혀 주의 시선을 개의치 않죠.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파냐그룹의 회장님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이 도우미 아가씨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방콕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골프장은 멤버십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 파냐그룹의 회장님이 이 골프장을 조금 더 특색 있는 골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가씨들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문화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일부 골퍼들 말은 이래서 태국이 골프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가씨들은 과연 얼마의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카운터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아가씨들은 18월당 1000바트의 수고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보고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체험해 보시지 않은 이상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재미있었는지 혹은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로만 비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